2020년 7월 31일 흉가여행 21탄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파로파로미 여긴데 자 여러분들 우물이 보이시죠? 이 바로 뒤편이 출입구입니다. 이 집이에요. 저기 무슨 보, 알지 못할 한문들이 적혀 있어요. 우물이 있는데 지금 못 쓰게 됐습니다. 알지 못할 한문들이 저기 적혀 있습니다. 예. 아까 제보자분 말로는 어, 여기가 원래 한때는 산이었는데 밀었대요. 아까 여기 제보해 주신 분이 있거든요. 방송 보고 계실 거예요. 원래 산이었는데 산을 밀고 지금 이렇게 됐는데 뭔가 하,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카메라 후레쉬 불빛이 돼서 그렇지 엄청 더러워요 있어. 계십니까? 게... 와우. 와우. 이런 거 좋아. 사람이 관리를 안 한다는 소리죠. 누구 있어요? 바람인 것 같은데 바람인 것 같아 여기가 원래는 여러분들 식당이었답니다. 식당 식당 1층은 식당 2층은 방금 봤는데 혹시 누구 계세요? 잠깐만 뭐 담배 냄새 아니? 두고 있어요? 누구 있습니까 혹시? 누구 있어요 혹시? 이야 이건 몸만 나갔구나 몸만 나갔어 혹시 누구 계세요? 혹시 누구 계십니까? 계시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잠깐만 들여다 가겠습니다. 혹시 누구세요? 혹시 얘기 좀 나눌 수 있겠습니까? 이리와 2위를 달리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의

잠깐만요 어? 어? 누구세요? 어우 이거 손, 손절이야 저기요 당신 누구십니까? 당신이 지금 산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죠? 맞죠? 당신 돌아가신 분 같은데? 당신 돌아가신... 예예 예. 예. 오케이 잠깐만요 어? 잠깐만요 제가 가겠습니다 거기 계시구만요 식당에 계시구만요 혹시 배고프세요? 혹시 배고프세요? 혹시 배고프십니까? 와. 아. 뭐야? 뭔데? 형, 집 앞에다 이런 게있 나와. 처음 봤는데, 이거? 물좀 마실게요, 여러분들. 잠깐만요. 네, 이거라도 좀 마실게요. 여러분들 여기는 어 잡기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기를 지키는 집주인 집하고는 관련이 없는 그런 망자 같아요 그랬으면 좀 더 빡시게 나왔을 거야 음 그냥 한 한 중정도 해요 음 중정도 어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어.